먹어? 하나 먹어? 응? 올려놓고 먹어도 되는데 천천히 먹어 자 엄마가 밀어줄게 자 먹어 자 먹어요 응? 불편해 자세가

다 먹었어? 같이 다 먹었죠? 자, 이거 이뻐. 같이. 다 먹었어? 이뻐라. <laughs> 이뻐. 다 먹었어 자 근데 없어? 아이고 이뻐 우리 지생일 축하해 응? 아이고 이뻐 이거 이뻐